힘든 일이라도 있었니? 나라야? 어, 현우 오빠! 바, 받아주세요!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! 이거 진짜 나 주는 거야? 근데 고민이라도 있어? 어울리지 않게 웬 한숨이야? 그, 그게... 이번 듀엣 미션에서 공연을 같이 할 파트너를 아직 못 구했거든요. 쿠키도 받았는데 보답을 해야겠지? 내 파트너가 되어줄래? 현우 오빠! 듀엣이란 게 뭐라고 생각해? 듀엣이요? 진정한 무대가 뭔지 곰곰이 생각해봐. 이건 다음 공연 때까지 숙제. 듀엣? 숙제? 그럼 난 어쩌지? 하여간 걱정 끼치기. 어? 진? 집에 없길래 찾아다녔잖아. 너 무슨 일 있는 거지? 고민 있잖아. 말해봐. 들어줄게. 그게... 아... 듀엣이라는 게 뭐지? 서로 조화를 이루며 아름다운 화음을 이뤄내는 게 아니었나? 조, 조화? 화음? 둘이 함께 만들어가는 무대에서 어느 한쪽만 튀게 된다면 어떨 것 같아? 어, 그건... 그거야말로 실패한 무대겠지. 진짜 듀엣 무대가 아니니까. 아... 이제 좀 알겠어? 응. 진. <laughs> 진, 오늘도 고마워. 알면 됐고. 진, 나 좀 도와줘. 에휴. 오빠랑 뛰엣 무대! 곧 시작인데 왜 안 오지? 다음은 현우 그리고 나라! 두 사람은 무대로 올라오세요. 왜 안 나오지? 무슨 일이야? 채나 학생 현우군 빨리 나오지 않으면 실격 처리됩니다. 어? 채나라가 어 나왔어? 현우 선배는 어디 간 거지? 설마 혼자 부르는 거야? 가득 우리들 목소리 이제까진 잘했어 채나라 연습 때처럼만 하면 되는 거야 고마워 지 언제나 처 함께 해줄래